하기 위해서 어. 이제 제안을 했지 이, 여기 보존하는 방법을 보존을 하자고 음. 그 이, 이, 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이 디날리 그 시작이 됐다면 그, 그 그거 이야기하셨어? 어. 그, 사, 그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 혼자가 지금 갖고 있는 어. 거기가 비행기 내리게 해주는데 아마 어, 다, 어. 돈다 받고 있겠지 내릴 때마다. 그렇지. 50만 원, 50만 원, 우리가 낸 50만 원인가 500불인가. 어. 응. 공짜로는 안 해줄 거다. 그죠? 다. 그니까그 사람들. guys. Thank on the bridge because there's a bus that needs to turn around and we're 2시 그 1시간 뒤에 잠깐만 어. 어. 갈수 있어요 어. 도시락 먹고. 애기가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다. 2시 어. 15분 음. 3시 15분 잘 찍어지고 있네. 한번 찍어보세요. 발 아, 찍어 달라고 할까? 어? 어. for watching. 봤어요. 사진 찍어 달라고 봐. 응? 어? 어? 사진 뭐? 찍어 달라고 할까 봐. 찍어줄까? 여기, 여기 배경이 너무 멋지네. 여기보다 여기가 더멋지 확실히. Yeah, not bad. Yeah. Cool. It's almost a baby. Where, where you guys traveling from? Uh, from LA. LA, nice. Yeah. Okay. Half, right? Yeah. Thanks. Okay. One, two, three. Oh, yeah. And another one here. One, two, three. Okay, check. We're from LA. Thank you. Really? Okay, great. ahead. Good, all right? Good, yeah. Hey, I have a question. Sure. Um, so, what are you supposed to do when you uh, see a bear? Well, number one, stop. Don't approach him any closer. Uh, keep your eyes observing the bear to see what he's going to do. Yeah. Our bears are pretty much uncomfortable around humans. Yeah. So most of the time, if they hear or smell or see you coming, they're going to move out of there before you maybe even see them. Yeah. But you could have a situation where you surprise a bear, mm -hmm. and then that's a situation where whoever you're hiking with get together so you're making yourself look a little bigger. Uh, go ahead, number actively do not run yeah. because that'll kick in the predator prey instinct mm -hmm. and they'll mm-hmm. chase you. Yeah. You hold your ground, but then put your arms up, maybe do like this, and that is indicating to that bear that you're not something that's. Um, keep your eyes observing the bear to see what he's going to do. Yeah. Our bears are pretty much I'm comfortable around humans. Yeah. So most of the time, if they hear or smell or see you coming, they're going to move out of there before you maybe even see them. Yeah. But you could have a situation where you surprise a bear, mm -hmm. and then that's a situation where whoever you're hiking with get together so you're making yourself look a little bigger. Uh, go ahead. Number one, absolutely do not run yeah. because that'll kick in the predator prey instinct mm -hmm. and they'll chase you. Yeah. You hold your ground, but then put your arms up, maybe do like this, and that is indicating that bear that you're not something that's normal in their normal world. Yeah. And generally they will shy away and you start backing yourself up. Yeah. Watching the Slowly. right. Get that distance between you. Yeah. But the key thing is, wherever you're hiking, if it's out on a riverbed like this or up one of these slopes here where you can see for a distance, keep your eyes out, yeah. way out there and observe what's way ahead of you. Okay. Uh, to avoid them that way. Uh, definitely if you're in brush, talk to each other, make just talking back and forth, making noise. Yeah. You could sing. That human voice carries real well. Yeah. That tends to alert them that you're coming and move them aside. Mm -hmm. uh, then, you know, should you have a, a bear that is more curious than he is afraid of you, that's a case there where you may want to get a little aggressive with them. Yeah. And stop your feet. 마을이 깨게 있다 진짜 못 봤어 300마리나 뭐라시대? 그, 그, 어. 내가 말했 이런 거, 손 이렇게 하라고. 내려가고 가봐. 어? 내려가고 가봐. 내려가는 길은 뭐야? 아, 저기. 아, 내려가고. 잘, 나, 잘 많이 나타나 여기 내려갔다 올까 오늘 올 때 내려갈까? 올 때? 어 왜? 갔다 올까? 어 응. 비가 잘 쏘고 팔이 여기 있는데 좋아서 아팔 안 해도 되겠다 그냥 가자 그냥 이거 머리, 모자 좀 씌워주세요 그나마 거기서 잘 먹었다 먹고 나니까 딱 비가 어? 그나마 샌드위치 먹고 나니까 비가 오네 나, 나요? 어 이미 나요? 어 추워라 잠바 꺼내 입어야 되겠네 <coughs> 버스 또 타고 와, 여기 와서 또 오고 싶어요 아마 이제 안, 안 가본 데 가지 뭐 버스 지루하지 않아? 옷을 지루하 지금 뭐. 지루해? 어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제발 어? 어떤 말 궁금한 건 뭐라, 뭐라, 뭐라고 그래 말할게 내가 이런 거뭐 여기는 어딥니다 여기는 어딥니다 뭐 이런 거 설명해 줬다 이거 그, <clears throat> 그 사람이 내 만나 일했던 사람 있다 이가 음. 그, 그 사람의 대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잖아 그 할아버지 시, 내가 그 그, 그 자손이랑 일했잖아 어, 어. 만나서 어, 어, 개인적으로 어.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매, 그 동부에서 아주 부자래 음. 엄청 부자인데 그 부자가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땅을 한 2천 2천 평을 사가지고 어 2천 평? 2천 평? 2천 내 하,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자 그 할아버지 시, 내가 그, 그, 그 자손이랑 일했잖아 어, 어. 만나서 어, 어, 개인적으로 어.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매, 그 동부에서 아주 부자래 음. 엄청 부자인데 그 부자가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땅을 한 2천 2천 평을 사가지고 2천 평? 2,000평? 2,000평은 얼마 안 되는데 가 시작됐다고 이 공원이 그거에서 이제 그, 그 어, 그 환경을 판단을 한 염소들을 보존하기 으. 어, 뭐야, 뭐야. Oh. 사이로 눈 보이고. 어, 어. 보여? 어, 가운데. 어, 저여주이서 아까. 얘 보지 말고. 어? 네, 가방이 비싼 거. 가방이 비싼 거. 어, 엄마가 준비할 거. 엄마가 준비할 거. 아, 이거? 이거 연가리. 일단 그 확인해보고 Radím Hrblíkem. Ano, teď není up in Jean. We are going to fill this bus up with people that are hiking along the road, so I just want to make sure I have the proper seat count here.